뭐어떻게해마지막인데뭐皆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が最後の動画だね。皆さん。まあ、해야지。하긴해야지。

유카는 <laughs> 2021년 딱 하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야? 今パッて思い浮かぶのはそのおばあちゃんの아 네. 아, 할머니? 아, トンガラストングラス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못 알아あの撮った撮影の時も、はいもう結構な面白さで 어나 어지럽어 네, 지금 콤프닥지 매미가 됐어요. 한번 들어볼게. 일본말로 미시겐 걸로 박아요로. <laughs> おばあちゃんと露伴の思い出を残せたのがすごい嬉しかったのと、うん、すんちゃんはバンもスパイダー더ン行きますか。 이미다이좀되댓글에그런거있었어저러고진짜나갔나요되게후기가다다들궁금해하는약간스고이고오일요일에왔다네미친요 I'm Spider-Woman 넌또어떤컨셉이야뭔가음음相撲も良かったしね結構相撲ね相撲楽しかったね 方もよかったチャンネル旅館へようこそロアのパヌーだうんそうなんか朝食のお時間でございますそれかなになに 今年は結構踊ったねおお 踊ったし、毎回アイドルがね、新曲出すたびに、 <laughs> またやらなきゃいけないか、みたいな感じで。ゆかの結構楽しかったし、なんか、スタジオ借りて練習しに行ったりとかして、結構本気だったよね。今年は結構、モッパンも初めて挑戦した新しいコンテンツの一つだったよね。掃除ちゃんがれうか てもなんかヒーリング유카에약간소주確かに약간えっていうかそうそんな私飲まないからねみんなもうめっちゃ飲む人だと思われてて자그래도뭐니뭐니해도저는개인적으로이컨텐츠를제일잘했다자랑스럽다생각한건역시국사이랜선서유팅하이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 좋아해요? 막 이런 것도 이렇게 팍 물어보는 <laughs> 왜안 돼? 나만 쓰레 여기서? 밑에 그다사이 자, 가인오 네. 안녕하세요. 에? 예? 스고이. 하이. 안녕하세요. 사살. <laughs> 안녕하세요. 잠깐만. 그러니까 뭐 아. 리얼 루머였다가. 뭐 야, 야막 같다. 지금 심정이 어때요? 안 돌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어색한데? 올해는 정말 랜선 소개팅으로 불을 태웠었던 아, 이걸 말이 비와 내나 같다けど 방송국연락이없더라소네아마치스테마스 <laughs> 그리고올해는우리구독자가또20만이된해였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자여러가지이렇게일이있었지만이제드디어제일중요한지금우리가있는コロナ禍とか、まあ、妊娠出産でね来たくてもずっと自分の国に帰ってこれないという葛藤があったから帰ってこれて本当に幸せです。 거 은근 거니. 거. 어, 옥화상다. 오카사 이제 이렇게 마지막 영상을 올리는 음. 날이기도 하고 2021년 음, 미안합니다 음, 자 2021년 어떤 해였나요?

항상 익절은 옳습니다. 아또 아리가 또 사키토 사키노짱이랑 만난 것도 너무 뭐야? 뭐야? 뭐야? こんにちは、はじめまして。 がえっと久しぶり触るな触るな触るなあのちょっと失礼ですけど、うん、失礼ですけど 일본 와서 뭐 온천 드는 것도 너무 좋고 라인 유카 깜빡이 깜빡 어디로 갈래? 일단 저는 그래도 올해 뭐 코로나로 뭐 나쁜 일도 많았지만 나쁘지 않은 해였다고 봅니다. 음, 저는. 음, 무사히 이렇게 일본 올수 있어서 또 좋았고. それでは 2021년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ありがとう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2022년 뭘 할까요 이제? <laughs> 네 2022년에 見てみたいコンテとかもうめちゃめちゃ書いてほしいコメント欄にうんうん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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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21년의 마지막입니다. 음. 인생이 주는 건강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